뭐 들고 찍고 있어. 야, 와, 이거. 와, 이게 뭐야? 어, 앞에 대지 말고 다정면은 좀 뒤로 오세요. 앞에 안 보여요. 안 보여서 안 보니까 뒤쪽으로 오세요. 와. 와 우리 진짜 많이 잡았다 친구야 이거 와 내 발이랑 우와 어이. 와 65 65짜리 광어 살았어? 와, 오. 와 이거 진짜 손맛 끝내줬는데 와 이거 진짜 큰 거 와. 와 아빠 우리 이거 진짜 완전 많고인데?